밤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유튜브 바,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보실 거는 메크리 8인궁입니다. 8인궁. 자,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석양이 진다. 석양이 진다. <laughs> 대박이네, 이거. <laughs> 자, 여기까지. 어, 한 마리 살았네요? 어, 한 마리 살았네요. 그러면은 7인궁이네요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앞으로도 신투 공략 항상 올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심심해서 올린 겁니다 바이바이